바늘 날았어. 감사합니 예, 이렇게. 지금 그또 쓴맛이요 음. <laughs> 지37分です今日は7시 일어났어요 <laughs> 안 피곤해요? <laughs> 안녕하세요. 파이팅. 짝. 안 추워? 추워요. 귀여워. 쓴맛 쓴 入りたですうんそうよね入ったよ器用器用

막둥이 둥이 둥둥 이긋 둥이 둥이 한이 広いし。誰っけ防げ。지금잡았을때탱탱해야돼요음이렇게탱탱한근데보통이렇게잡아야돼요고삐가곧지났대심하고다메난데서このぐらいのあの感じで。 900. 음. 눌러. 일어나. 최대한. 어, 일어나. 어. 저거 오시나가라. 오시테모이데스. 뭐좀더뭐좀더 이거를 이렇게 누르면서라도 더 일어나라. 어, 그래 오시나가라 데모. 뭐. 주문만 들어. 주문만. 오케이. 이러 가만히 있어요. <laughs> 손만 있대. 이게 어쨌든 이 힘이 있어야지 구부를 할 때안 아, 떨어져.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밸런스를 혹시 1초라도 안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은 딱 여기 허리는 게 제일 중요 포지션이 자꾸 나오면. 아, 그지. 아, 50회. 네. 네. 네. 아, 괜찮, 어, 어, 허벅지 앉아 어때 괜찮대요? 괜찮나요? 어, 네. 괜찮아요. 그러면은 30회 더. 자, 뭐 30회. <laughs> 네. 아, <laughs> 30. 드라이빙. 힘들어? 할수 있겠어? 조금 무섭지만 해보겠습니다. 오 지금 나가봐요. 하루만 저렇게 돼도 참 좋았잖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워요 아 신나 아 현섭복 자섭복 は別の馬でやってたんですけど昨日はなんとなくできてたことが今日になってできなかったのでなんか日によって自分の体調とか馬によってもできないんだなって思うのでこれからもっとやらなきゃなって思いましたちゃんと掴んでおかないと感覚がなくなってしまうなって感じでした。 <laughs> 聞いてこの音で走ってくれるので定期的にこの音を鳴らしてくれ鳴らしとかないと馬が止まってしまったりしますあ私はカリカっていう役であちょっとカラタエリカと似てるんですけどすごくかっこいいというか でも普段はお姉さんのような感じででもみんなに桃族の前で命令をする時とかはとても怖い本当に恐れられている、うん、カリスマ的な風貌になるので、うん、ギャップをつけれるように頑張りたいなと思っています。トーンもうちょっと低く。バラソー 기대해 주세요.